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? 오늘은 미니통 삼겹쫙 깔아봤지 구워 먹는 치즈도 준비해놓고 불닭 소스와 함께 비벼 먹는다 홈사운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앙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! 미니 통삼겹에 구워 먹는 치즈 그리고 불닭볶음면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먹어볼게요 빨리 먹자 빨리 먹자 이거 구워 먹는 치즈인데 빨리 먹어볼게요 아이고 와 구치랑 한번 먹어볼게요 구워 먹는 치즈 감동이다 진짜 너무 맛있 직화로 막 불맛 내니까 너무 맛있는데요? 이야 오돌뼈 장난 아닌데? 먼저 드세요. 이제 한번 술을 먹어보자 사과로 만든 소주 자 한잔 하시죠 홍홍홍 짠 진짜 사과 소주예요 22도 있는 사과를 막 갈아가지고 만든 주스 맛이에요.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치즈에 불닭에 통삼겹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진짜 환상입니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 진짜 쉽게 해먹을 수 있는 구성이잖아요 한번 해드셔보시고 요 삼겹살은 홈플러스 가면 팔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소금까지 이렇게 촥촥촥촥 뿌려서 처음부터 간하면 더 맛있어요 꼭 해드세요 알았죠? <laughs>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